2020년 7월 며칠이야 3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뭐야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뭐지 저거 사료가 있다 사료 사료 사료 무슨 소리야? 양아 좀 들어갈게 미안한데 좀만 들어갈게 미안해 좀만 이따 나갈게 알았지? 어, 미안해 좀만 들어갈게 있다. 여러분들 안에 뭐 있어요? 잠깐. 어? 어, 어, 어, 잠깐만요. 향로. 어떻게 동시에 하나가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거라도 일단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라이터를 붙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잠깐만 둘러봅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시간 크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하지 이거 참 그렇게 한다 그거죠 지금 이거 광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봅시다 기다려봐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뭐야? 어? 어? 아니, 어, 떨어져, 떨어져, 카메라 떨어져. 해보세요, 한번. 뭐야? 어? 어? 아니, 어, 어 떨어져, 떨어져, 카메라 떨어져. 여러분 잠깐만 어? 떨어져 뭐야 당신 당신 새로운 망자 여러분들 하나 아니에요 하나 아닙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해요 대화하시기 그러면은 커튼으로라도 대화해주세요 카메라는 건들지 마세요 지금 5개월 전하고 저하고 많이 변했죠 상태가 그래서 지금 못, 알아보, 못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저 맞습니다 그 5개월 전에 그놈 자세히 보십시오 5개월 전에 그놈입니다 머리만 좀 바뀌었어요 피부만 좀 깨끗해지고 자세히 보십시오 저 맞습니다 이제 그만 화 푸시고 장난 그만 치시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돼 빠꾸해 여러분들 빠꾸해 사람한테 걸렸어 사람한테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